우리가 혼내줄게요. Are you guys ready? 도망라 어, 아, 에이! 슝! 먹어라! 다들 지금이야. One final ground pound! 야! Hey! 슝! 발사! Man! 차! Bye-bye.